Hi, today's parroting is a little later. A little later. A little later. In Korean,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We use these expressions very often in our daily life. I hope this is very helpful to you. Let's get started. Number one. 조금 있다가 갈게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In English, I will be there a little later. I will be there a little later. I will be there a little later. Number two. 조금 있다가 마실게요. 조금 있다가 마실게요. 조금 있다가 마실게요. In English, I will drink it a little later. I will drink it a little later. Number three.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In English, I will call you back a little later. I will call you back a little later. I will call you back a little later. Number four.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세요. In English, please call me back a little later. Please call me back a little later. Please call me back a little later. 이 부분은 call me back만 하는 거고요. call to me 하지 마시고 call me라고 하시면 돼요. call to me 아니고요. 똑같고 call you back, call me back, call you back. 나한테 전화 주세요. 내가 전화 드릴게요. Okay? Please call me back a little later.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세요. 영어로는 Please call me back a little later. Number 5. 조금 있다가 하면 됐잖아. 조금 있다가 하면 됐잖아. 조금 있다가 하면 됐잖아. In this part, it didn't mention who. but just saying like, can do it, can do it later, can do it a little later, can do it a little later. But in this 영어로, in this English, we can do it a little later. You can just switch to I can do it a little later. I로 바꿔도 되고요. I can do it a little later. 조금 있다가 내가 하면 되잖아. in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 Alright? 조금 있다가 내가 하면 되잖아. We can do it a little later. Number six. 조금 있다가 떠나야겠어요. 조금 있다가 떠나야겠어요. 조금 있다가 떠나야겠어요. In English, I should leave a little later. Or you can say, I have to leave a little later. I should leave a little later. 조금 있다가. Number seven. 내가 이 차를 조금 늦게 반납해도 될까요? 내가 이 차를 조금 늦게 반납해도 될까요? 내가 이 차를 조금 늦게 반납해도 될까요? 늦게 means late, 반납 means return. In English, can I return this car a little later? Can I return this car a little later? Can I return this car a little later? Number 8. 조금 있다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In English, Can you come up here a little later? Can you come up here a little later? Can you come up here a little later? Number 9 조금 있다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조금 있다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조금 있다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In English, can we talk a little later? Can we talk a little later? Can we talk a little later? Number 10. 조금 있다가 여기로 다시 오자. 조금 있다가 여기로 다시 오자. 조금 있다가 여기로 다시 오자. In English, let's come back here a little later. Let's come back here a little later. Let's come back here a little later. We've just done with the 10 parrotings with a little later. And the last one, you are going to guess what is it called in English. Number one, 다시 오자. 다시 오자. 다시 오자. Your turn. Come again. Come again. Come again. Number two, 얘기. 얘기. 얘기. Your turn. talk, talk, talk. Number three, 반납 or you can say 돌려준다 반납 반납 반납 and your turn return return return number 4 마실게 마실게 마실게 your turn I'll drink. I will drink. I'll drink. Number five. 다시 전화할게요. 다시 전화할게요. 다시 전화할게요. Your turn. I'll call you back. I'll call you back. I'll call you back. Well done. I hope you will remember what we have learned today. 조금 있다가, a little later. Alright. Please subscribe if this is your first time. And do give me a thumbs up if you are happy with this.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